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 사랑합니다 예수 people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님 사랑합니다 that I need needed.